밤을 새워서 내려가는 일기 마치 너와 함께 있는 이야기 길고 긴 소리 끝나지 않길 뭐 결국 결말이 있는 이야기 너와 나 사랑했어 나 우리 고작 이거였던가 기억조차 안나 이건 마치 너도 알아 아마도 재미있는 소설이 될 거야 비극의 주인공만 기억될 거야 아니 우리 조건으로 본다면 희극의 주인공으로 기억될 거야 마지막 잠 내려가다 잠시 멈추고 마지막에 너의 모습도 정말 소박 들으며 뒤돌아봐 이렇게 끝인가 봐 아무리 써도 결말은 바뀌지 않아 지금 나 미쳤나 봐 아무리 잊어도 내가 생각나 지워도 잊으려 해도 자꾸 아파와 미워 잊으려 해도 자꾸 보고 싶어 행복을 느꼈던 내 기억 사랑을 속삭였던 내 입술 자랑으로 생각했던 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내 우리 사랑은 여기서 엔드 아니 너는 여기서 엔드 끝이 아닌 두 번째 라운드 나만 이별의 밴 그렇게 너는 떠나가고 그렇게 나는 남겨지고 이게 뭐야 나만 남겨지고 너의 흔적만 남아있고 나쁜 건 넌데 아픈 건 왜 난데 이게 뭔데 이런 갓댐 이런 결말 원한 것도 아닌데 이거 정말 내가 바보 같은데 함께 사랑을 속삭이는 동안 넌 뒤에서 그 남자 속삭였겠지 물론 내가 그러는 동안 내가 그에게서 돌아오길 빌었지 그래 내 사랑에 속아주는 동안 너와 함께였지만 그 많은 추억들 너와 함께였지만 그 많은 추억들 너와 함께였지만 그 많은 시간들 너와 함께였지만 그 많은 시간들 너와 함께였지만 그 많은 공간들 너와 함께였지만 그 많은 공간들 너와 함께였지만 그 많은 기억들 너와 함께 없었어 그 많은 행복들 이렇게 끝인가 봐 아무리 써도 결말은 바뀌지 않아 지금 나 미쳤나봐 아무리 잊어도 내가 생각나 지워도 잊으려 해도 자꾸 아파와 미워 she falls.